홈하러 왔습니다 또 간만에 또홈 하네요 집에 왔습니다 엄청난 집이죠 집이라는 노래를 찍을 거예요 어! 아네 어, 진짜 말하자마자 바로 조명이 켜져버렸는데 아, 홈을 찍을 거고요 한번 저희 옷이 굉장히 덥다 유시랑 거를 잘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회전이 되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돌릴 거고 약간 미끄럼틀처럼 장난치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이 세트 돌아가요? 네와 이거 해보는구나 이거 세트 좋았네 안하셨어요? 한번도 안해봤어요 천천히 저희가 돌려드리면 좀 재밌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회사마다 이거 뭐 멤버마다 옷은 다르지만 되게 말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재미있을 것같아데그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요? 정신다. 네, 지금 연락 나가고 있어. Não, não, não. 하나도 못 찍었어 Take my w o r d 이 근데 정국 씨랑 지민 씨는 멈추고 들어갈 거라서 오케이 드럼 색 다게 안으로 Let's get it 다 한번 돌리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 돌려주세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아 그럼요 하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이렇 있다가 이렇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반대로 가면 웃기겠다 어, 그렇게 해줘 그 자연스럽게 서게 될요 천천히, 천천히. 어, 좋네요, 좋네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어? 어, 지영 선수, 지영 선수. 어, 지, 지. 진짜 겁나 웃기다. 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50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채울수록 또 비어가 계단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힘든데? 좀만 오르고 사실 잠깐 멈춰서 했다가 다시 좀만 오르고 다시 멈춰서 했다가 제이홉 넌 제이홉이잖아 할 수 있어 제이홉 가 하지 다저게 기대에 있어 야, 야, 너무 별론데? 야 오케이 좀 멋있게 해야겠다 뭔가 어, 아, 뭐가는 힘들겠다 어. 잘하던데 근데 되게 잘하네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어 요가겠지 항 윤경 봐봐라 맛보기 이제 아이돌과 다이너마이트 렉스완 반복 개정장에 소망하려면 홈이 끝났습니다 이 글이 나온 서 너무 오케이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일 아이돌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번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홍콩 왔고요 어, 아이돌을 죽일 건데 놀러 갔던 곳인데 굉장히 떨리고 어, 그게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되게 멋있게 나올 것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해 오랜만에 아이돌이랑 멤버들을 좀 맞추긴 했는데 음저런 느낌으로 나와요? 네 지금 나오요 예, 예. 어, 잘 나옵니다 네? 알라마셀 드디어 여기서 아이돌을 해보네요 캉퍼캉 멋있다 성해율 올리리 아니 뭐아그 다른 데로 왔어요 전주 옛날 생각도 하고 신기하네요 일단 할수 있는 게 뭐야 여기 뭐야 카메라 있지 마 정국인가? 아 뚜구두구 할때 아 정국아 너 뚜구두구 할 때 어떻게 해? 뚜구두구 처음에 모이고 뚜구두구 하셨다가 뚜구두구 뚜구두구 하면서 안 나와 그거 하다가 알았어 예, 예. 저, 저도 조달해서 그거 하거든요 어, 어. 자, 카메라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봐 어 카메라가 말라 어떤 간에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am 아 이거 어떻게 하고 살았냐 다리가 안부딪져 예쁘다 이거 색깔 뒤에 뭐야 그게? 뭐라 해 이거 아니야? 하 아, 이때 진짜 기절할 뻔했다 진짜 이기 안무 했어 진짜 화면 뒤에서 지금 진행 중아나 기절 지는 중 다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 동아리가 아파. 허벅지랑 동아리를 가만 안 남잖아, 언니가. 어우. 이거 빡센데 그거 안 해도? 나 이거 앉을 때 진짜 쫄라 했다? 그지고 1초 참아주지 않아? 맞아. 아, 하나. 자, 빼는 거. 하란 말이야. 알겠어? 자, 파이팅. 가자. myself, it's okay. 나온다. 아버지! 세종대왕님! 일이 진짜 미쳤다 진짜 와 2주 1위 했습니다 빌보드 2주 1위의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정말 정말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와우 좀 멋있는데? 2주 1위죠? 와 어? 뭐야 이게 진짜 진짜 진짜라고? 저는 차트 보기 전까지 안 믿습니다 아, 캡처 나에게 캡처를 아, 맞아 내가 100점 차이면 60 올라 어. 아, 진짜로 막 너무 설레발 치, 치면아 니 아니 모일래 마지막? 여기 여기 상관없다 아니 아니 끝날 때 난 좀 퍼져 있는 게 낫다 네, 지금 이제 네, 네, 여기 사이 사이 한칸한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새해 복많요 경외로 정간에서 뭔가를 그 찍는 거이 초초라고 하고 지금 이쪽 그러니까 경외로 대편에 계신 분들 심쿵 아니고 경박쿵 시득 같은 밤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귀신 이거 남양 특징 이거 나 한번 해줘 시득 같은 밤 됐어 맞아 소년이요 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탁드릴게요. 말씨를 맞췄습니다. 깜찍하지 않나요?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 번 저희가 뭔가 역사 있었습니다. 예, 네, 진짜 경북구 경북구에서 공연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네. 처음이라고 해요. 근정사가 공연을 이렇게 빌려서 공연을 하게 해주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여기에 한번 와봤던 적이 있어요. 있었죠. 옛날 아. 행사할 때 한번. 아 진짜요? 아, 진짜? 네네. 사실 우리나라 문대 진짜 예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예쁘거든요. 경복궁은 또 짱이잖아요 그 중에서. 다이너마이트랑 또 뭐냐 뭐죠? 블랙스완. 블랙스완. 저희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앞으로 해도 앞으로 저희 앞으로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하나, 항상. 둘, 셋. 안녕! 하면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안녕! 북튜를 하고 싶어. 다양해요.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신기하네요 세트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더워요 죽을 것 같다 아 아이스크림 맛있나? 나 먹어야지 자 액션! 컷,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마음을 봐. 아, 열심히 하나 안다 20년만 20년만 야물 뭐야 다들 뭐야 진영이 지금 있다는 거 신기하다 아 내가 볼 진영 남준이 에이스야 지금 팬츠는 묶고 다니는데 무대에서는 묶고 그런 상황들이 뭐 많지가 않아서 근데 오늘은 그나마 좀 입는 거에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총 개의 퍼포먼스 중에 드디어 마지막 촬영인데 아뭐 어, 세트도 예쁘고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완 촬영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미펠라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나랑주요나랑주예요 네, 여기는 나이트쇼 블랙스완 촬영 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이죠? 마지막 쇼. 촬영입니다 네 마지막 촬영인데 네. 한번 기대해주세요 <laughs> 한번 기대해주세요 네. 생각한다고 내가 틀리면 호비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구더라 쓸데없는 소리 질러다며 빠바바바바바바 빠바 여기 이건데 빠바바바바바바바 빰빰 예예예 예예예 Get me now Get me now Do you hear me yeah Do you hear me yeah 진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사이드마이트 했죠. 플렉스 했죠. 그쵸. 뭐 경복궁 가서 뭐 아이돌도 아이돌 하고, 네. 홈도 했죠. 그리고 뭐꽁도 찍고. 맞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나이트 쇼 기대 많이 했어요. 저 며칠 찍었죠, 이거? 3일 찍었어요. 4일? 3, 4일. 3, 4일. 진짜 아미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큼 저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네. 빌보드 인기 중에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